저 오늘 그 친척 동생 결혼식이 경기도 있어가지고 어, 거기 결혼식 갔다가 광주 내려가는 길에 애견 전용 캠핑장이 있다 어, 해가지고 네! 애견 전용 캠핑장이 있다 해서 충남 예산에 어, 피프랜도? 피프랜도 힐링캠프 애견 캠핑장에 왔어요 네 여기가 그 리어카로 짐을 옮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 짐을 옮기러 가보겠습니다. 옮기고 올게요. 여기서 <laughs> 快工作。 다 젖었다고 가라. 어, 강이야. 강아 택시 왜 거기서 들고 있어? 일로 일로 예쁘다 예쁘다 <laughs> 강이야 잘했어 오이구 잘했네 아유 미간 이쁘네 오 그래 이뻐 이뻐 이뻐 친구야 어, 인사해 다 먹었어? <laughs> 일어났어? 구워줄까? 이강아지 음, 고구마 구워줄까? <laughs> 애견 전용이라 해가지고 강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강이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걸 생각 못했어 <laughs> 그래가지고 운동장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저보고 막 안아달라고 차차차차차차 차 자고, 자고. 졸려. 응, 졸려. 안 졸려. 어, 된장찌개는 내일 아침에 밥 비벼 먹을래요. 맛있네. 항정살도 남았거든요. 그것도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 저는 혼자라 음식이 좀 많이 남아요. 음, 맛있어. 고구마야. 우리 강아가 좋아해, 고구마야. 고구마야. 신기해 오오 Thank you. 짜지? 장작 더 사올까? 음, 맛있다 아니 7시밖에 안 돼가지고 장작을 내점해서좀더 사올까 생각 중이에요 방금 매점 갔다 오자 방금 매점 갔다 오자 하나 이거 하아하아다 내가 고구마 구워줄게 10개갔다오자우리다같이다같이갔다오자일라일라일라자어이오짜짜짜 왔어 고구마 먹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문 닫... 뭐야 문 닫을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구마 고구마 너가 일로 할래? 고구마 <laughs> 안 먹어? 그치? 고구마 먹을 거야? 응? 고구마 먹으려고 했어? 응? 나 고구마랑 귤 줄게 응? 귀여워 <laughs> <laughs> 소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소라강해 그 오늘 다행히 텐트를 혼자 쳐가지고 완전 다행이에요 정 안되면 친구한테 부탁하려 했거든요. 맛있지? 고구마 맛있지? 응. 오. 고구마 꺾기, 꺾기를 잘했다. 그치? 맛있어? 오고. 오고, 우리 강아지. 여기 붙었어? 왜? 붙었어? 어. <laughs> 이빨이 다 묻었네? 오 이거 잘 됐어 강이 우와 우와 그 먹을까 큐? 맛있는 냄새 뭐야? 응? 침! 침 삼켜! 침! 침 삼켜야지 딸로 옆에 가 있을까? 응. 껌 먹을까? 껌 먹었지? 강이 만물 먹을까? 먹으러 가자 빨리 가자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이제 만밀 먹자 만밀 아니 오늘 병원 가서 추사 맞자? 응? 응? 바지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지 좀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이제야 배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 그동안 마셔. 아이뻐. 아이고 귀여워. 네. 이제 힘들지 않아? 따라오는 거야? 강희 인사해 친구랑 인사 친구랑 인사해 강희